2019년 7월 10일 스... (2019년 7월 10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 기동하라 팔로 팔로미 뭔 소리야 계십니까? 방금 물착, 문찰각 소리 누구예요? 누구 계십니까?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시냐니까요? 문 닦을 소리부터 이뻐가 이상해 지금 아씨 뭐야 아 누구세요? 아무도 못 나가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왔을지 몰라도 나갈 때는 함부로 못 나가 알았어요? 알았습니까? 새소리가 하는 것 같은데 유리 소리 같았어 유리 소리 저거는 나는 솔직히 나도 알 것 같아 좀 맑은 소리였어 저렇게 좀 둔탁한 소리가 아니라 좀 맑은 소리 계십니까? 어? 거기 있어. 거기 있어. 거기 있어. 누구요? 누구예요? 뭐야? 누구야? 뭐야 이거? 문 뭐, 열리나? 뭐야? 뭐야? 누구 이... 아니구나 씨 뭐야 누가 이 짓거리 해놨어 이거 뭐야 이씨 누가 뭐야 이거 이게 가능해? 언니 오빠들 이게 가능해요? 이걸 막아놓고 가는 게강 다시 한 번만. 어? 귀신? 사람? 누구십니까? 시샷 준비 화면 멈춘 사람들 빨리 나갔다 다시 들어오세요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어? 잠깐만! 누구? 누구? 여러분들 이거 방금 본 사람 방금 여기서 본 사람 여러분들 내가 이 쓰셨던 사람 난 내가 말한 것은 후은거후은거 내가 말한 것은 여기서 말한 것은 여기 이쯤에서 뭔후은 것이 왔다 갔다 누구 계십니까? 누구 있어요? 뭐요 누구십니까 거기? 거기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거기 누구세요? 그만하세요.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하람께 그만 하람께 그만 하람께 찾았다. 이번에 여기에 뭐 있다에 내 손모가지 건다. 1 0다1 0다 내가 내 뭐야 이거? 얘들아 이거 기억하지 이거 이거 기억하지? 뭐야? 여기 집밥이던데 집밥이던 방 뭐야? 나는 당신이 안에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나. 그만 그만 열어 뭔 소리야 도망가지 마, 이 개새끼야. 이러니까 맨날 주작이라는 소리 듣는 거야, 새끼야. 또라이야누구야 정도면은 지금 뭔가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마이콜 진짜 도망가지마 진짜 도망가지마 너 이번에 도망가면 너는 진짜 방송 그만둬 이번에 진짜 도망가면 방송 그만둬라 알았어? 설마 이 문뒤에문 뒤에 숨었다고 안 하겠지 설마 얘가 3층이 가겠데 설마 이 문 뒤에 숨었다고 안 하겠지 여긴 3층이고 나는 카메라 진짜 딴 데안 비친다고 너를 안 비쳤어 문 여는 소리 분명히 들었을 거야 부탁이니까 여기라고 하지마 이 공간이라고 하지마 아무도 없어 이 코리도 못 들어가 여기는 문 딸깍하는 소리 듣자마자 나 바로 열었어 여기 3층이야 그래 화장실 어 여긴 3층이야 장롱 어디 비춰줄 거야 냉장고 안에 튀어나와 튀어나와 자 그만 이제 그만합시다 에? 예? 이제 그만하게. 에? 예? 이제 그만하게. 에? 예? 이제 그만하게. 어? 어디야? 어 뭐야? 뭐야? 뭐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역대급이다. 어,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마 아씨 아, 아 뭐야 이거 이거야 지금 아까 이거였어? 구두 주걱? 계속 전화만 치실 겁니 계속 전화만 치실 거예요? 말씀 사람을 똥개 훈련시키지 말라고요 똥개 훈련시키지 말라고요 댐베라도 한번 해볼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니까 시청자분들이 원하면 해야죠 시청자분들이 원하면 한다 나연 담배 피는 거 아니야 내가 어째 매매 안 드시오. 에? 어제 매매 안 드시오. 뭐가 불만이 가득하요. 에? 뭐가 불만이 가득혀? 에? 그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힘들요. 본인이 어쩌다가 돌아가셨는지 내가 아니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제가 아니면은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돌아가신 지는 얼마나 되셨는지 모습을 보여달라 말까지는 안 할게요. 대신에 얘기만이라도 좀 해주세요. 말씀하신 게 힘드십니까? 외국인이냐고? 모르죠. 외국인이 같지 않은데. Hel, hello? 자, 말씀하기가 힘드시면은 저 그만 갑니다. 자,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신지 이 셋 중에 하나만이라도 하나만 미련 없이 나가겠습니다 항상 저는 저도 미련이 항상 남아가지고 뭐든 하, 하려고 했지만 오늘만큼은 그냥 미련 없이 나가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어.